네. 간장 간장 보여야 먹는 거 아니지? 선생님개 칠리새우예요. 네, 같이예요? 네. 하얀 사성이랑 검은 사성이랑 소스 넣고 자기에 맞춰. 내가 고민하고 먹어볼게.